tadi jagun tipa pe tadi jagun tipa pe tadi jagun amu pe tadi burun amu pe tadi burun amu pe tadi burun Mari, mari, 말이 말이 최고인 따쭈 Mari, mari, cikul! Mari, mari, pupa cik kecil! mulai man! Fau pula! Tercuk! Tercuk! Kemali man? Man!